제가 이렇게 넓은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. 제 첫 자취방이었는데 뭔가 떠나려니까 되게 뭔가 아쉽고 그러네요. 이거는 지금 다음에 들어오실 분 짐이에요. 완전 깨끗하죠? 진짜 1년치 청소 다 했어요 오늘 남은 짐은 딸기 우유와 초코이유뿐 사실 이거 놓고 갈 뻔해가지고 다시 왔어요 대박 안녕 just getting it. Good guys trail three to two, last of the night, one out. 어제 이렇게 누워서 넷플릭스 보다가 그대로 자버렸어요. 지금이 몇 시지? 지금 12시 54분이에요. 완전 아늑하죠? learned it from my own daddy. Hey, Mitchell, what's why so long? Gloria, it's village. Part of the problem or part of the solution? But I happen to believe that you. Have yourself. 저 멀티탭을 새로 꺼내와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다시 좀 했고 네 그렇습니다 about it. I, what do you want me to do? Just... 청소합시다. 그 집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했던 <laughs> 그 홈레코딩 장비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 이후로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제가 이걸 진짜 업로드를 하고 싶은데 업로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꿈을 건너서 숲을 너머로 아, 아, 아. 꿈을 건너서 숲을 너머로 속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 안에 어마무시한 게 들어있다고 가볍게 뭐냐 사진 봐봐 야 이거는 그릇이 아까 야, 야, 야 비교해보자 왜? 무려. 아 그래 우리 이거 2분데 그래. 근데 그리고 나 하나 같은 건 하나 대충 아두 아, 개 있다. 근데 하나는 안 내면 진다 갈갈보 갈갈보 갈갈보 안 내면 진다 갈갈보 아 뭐야? 아, 아, 나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로 하겠습니다 우와? 우와. 팬들이야? 달가. 우와. 올라간다? 우와. 예쁘다 이거. 뭐야? 바꿔 거야. 우와. 괜찮은데? 되게 귀여워. 많이 하고 다닐게. 아근 이런 거 실용적이야. 아 좋아 나 좋아. 난난난난 난.